다 짠! <laughs> 예! 밥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어야지 green. I see. 잘 찍었다. 무슨 국이야 꿀국 꿀국 꿀국 꿀국 콜라로이드 뿌러기 꾸밈 자. 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콜라로이드 꾸미기를 어. 해보려고 뭐가 나? 포장해도 되겠습니까? 귀엽다 귀여워 잘한다 언니 진짜 잘한다 뭘, 뭘 했다고 잘하는 거야? 저거 녹기 전에 맛만 보고 할까?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아까 보타니카든을 담은 음료 같이 생겼네. 하던 <laughs> 대로 하지 건강해지려고 갑자기 또 이거 시켜가지고 이거 풀이 너무 건강해. 쌈쌈. 우리 셋이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저거 먹어. 땡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laughs> 죄송해요 누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이빨 때 바꿔줘 잘 먹겠습니다 이건 뭐야? 내가 너무 좋아해 술안 아 이거 생선가스 마치고 다음 장소에서 만나요. 언니 여기는 나이트 마켓이라고 회원대에서 유명한 야시장인데 요즘 꼭 필요해 보이는 선물 어 good. 맞춤 선물을 구매하세요 주세요 아이문 카드 진짜? 갑자기 눈물이 날라 그래 짚는 어머니께 지금 바로 꽃바구니 배달 예 눈물이 날라 그러면 깜짝 놀라겠다 우리 엄마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음. 세개 음, 예쁘다 돈이 들어있어요 아 오케이 안에 아, 네, 돈을 확인해 봐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오 많은데 어렵네 무슨 소리야? 고고! 고고! <clears throat> 이런 거잘 고르면 예쁜데 그나마 이거? 안 갖고 다니까 어, 그거 이쁘겠다 어, 안에 뭐가 있어 오. 가방인가 봐 음. 아. 가방 음. 이게 예쁘지? 음. 아, 이거 괜찮다. 좀 괜찮아 보여. 오, 귀엽다. 어, 이건 누나가 썼어. 아, 그런가? 약간 토이스토리. 자, 비교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네? 괜찮은데? 네, 다르죠? 네. 라인샷 좋아. 옵션 클리어 해피비즈 진짜 좋아하겠다 엄청 많이 샀어 우리 뭐뭐 샀지? 손톱 깎기? 제 티셔츠 가방 가방에 넣어주자 코코크림 아 코코크림 어. 자 언니 미션을 다 네. 성공하셨고 이제 저희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이제 저녁도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골라볼게요 고생했다 성대한 식사를 하자 너무 배고파 참을 수 없어 저는 성대한 식사 푸짐하게 먹겠습니다 짠뿅 해피비 선정 레스토랑고 오 찾아놨어요? 저희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저녁 먹으러 왔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미션 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 너무 예쁘다 호주 풍경을 보여드리자 팬분들께 일상을 공유해야지 그래도 호주에 왔으니까 호주 풍경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전 홍보대사니까 짠! 호주 풍경이나 영상을 찍고 스토리 올리기 어디서 찍지? 있는 동안 제가 예쁜 데서 찍어볼게요 그럼 오늘 저녁 맛있게 먹고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는요 악어래요 제 귀를 계속 의심했어요 악어고 얘는 캥거루래요 진짜 처음 먹어봐요. Right, this is this is showtime, guys.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세요? 어, 한국 분이세요. 와, 진짜 반가워요.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이제 캥거루. 맛있어요, 언니? 아, 근데 그냥 진짜 치킨 같아. 맛있겠다. 여기 제일 맛있는데. 와, thank you oh my god 진짜 크죠? So big. So big, yeah. So big. Thank you. Thank you so much. 맛있겠다. 먹겠어요. 음. 굿. 진짜 맛있어. 오늘 네. 하루 동안 해피비가 준비한 거에 감동받고 또 너무 재밌게 많은 추억을 남긴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요 고마워 얘들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영상으로나마 호주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아, 아. 꼭 맨정신이라고 해줘야 돼 이거 나.